어 보여 아주 잘 보여 포싹거리는 것도 다 보여 되겠어 다음에 차 끌고 와야겠어 이 시간에 지금 차 버스 타고 가서 대단하네 이거 사람 있어가지고 찍어줘야 오 느낌이 있는데 아 근데 이 영상이 좀 아쉽네 이게 가로등 때문에 걱정 안 왔을 거 아니야 그지? 이 잡았다 아 저기 온다 좋은 분위